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털 길러야겠다 응? 아저씨 같아 아차 너 여기 털 없으니까 아저씨 같아 그 미국에 원신 만화 있어 그 원신 친구야 앞니 못 꼈어?